알겠어? 싫다는 뜻이야? 저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타투 셋다 해야 돼 야 타투야 타투야 가지마 타투야 가지 말라고 좋아 아무데도 못 가! 안돼! 안돼! 안돼! 제발! 제발! 날 버리지 마! 터트야! 버리지 마! 버리지 마! 안돼! 안돼 터트! 안돼 터트야! 제발 날 버리지 마! 버 떠나지 말아줘 제발 제발 제발 날 떠나지 마안 떠날 거니? Nope. 안돼 제발 떠나지 마날 지금 타투 아직도 겁이 나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돼 안 돼, 안돼 마. 아. 아유. 아싸, 머무른다. 그가 지금 여기 머물고 있어. 타투야, 고마워. 고마워. 아줌마 고마워 세트야 엄마 안 버릴 거지? 세트야 아 세트야 세트야 세트야 엄마 안 버릴 거지? 엄마는 너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세트야 수는 없어 살 수는 없어 다들 너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단다 타투가 내 감정에 공감해줬어 너니? 예 많은 발전이야 타투 그냥 나 무시했는데 음. 어, 데 저기 엄마가 울어가지고 어, 울지 말라고 손줬어. 어, 이쁘다. 어이구 이뻐. 어이구 이뻐. 내 새끼. 어이구 이뻐. 엄청 탁하지? 우리 타투 우리 타투 엄청 탁하지? 어 긁어달라고 머리.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머리 집어넣는 거 머리 긁어달라고 귀여워. 그거죠? <laughs> 음. 우이야우이야 우리 굵어줘 저쪽에